You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You my salty crush I'm doing something different Your name's been on my tongue My cup's been looking fuller You're picking 여러분 이제 해괴 망측한 몰골인데 샤워하고 나서 이제 뭐 크림까지는 바르지 않는 게 좋아서 어 이렇게 리프팅 밴드 너무 부어가지고 <laughs> 리프팅 밴드에 넣고 콜라겐 팩만 얹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샵까지 한 30분 걸려서 네, 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네 엄마 까지 한번 찍어볼까? 여기 잠깐 끊고. 진짜요? 아, 네. 이거 저희 창남동 특급 레시피 기차거든요 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 레시피요? 아 이거 레시피 녹차에 설탕이랑 해가 많던데. 아, 마- 예쁘 <laughs> 하고 오세요. 네, 감사해요. 아니 근데 막 아이돌 친구들도 음. 저렇게 먹더라고요. 아침에. 잘했습니다. 눈썹 변색 중이에요. 너무 진해서 제 원래 눈썹이 이렇게 머리는 지금 한 80% 끝난 상태예요. 색조는 아직 안 올렸고 눈만 했는데 너무 예뻐. 저도 드레스 처음 입어봤는데 카메라 저기 어, 너도 이거 카메라 확실히 나 카메라 기준이 그, 그 선을 뒤로 넘기면 안 될까? 이것만 네. 이렇게 하고 뒤로 가요 도착 비가 조금 오지만 좋아요, 좋아요 크게 크게 크 그쵸? 하나, 둘, 셋 여기는 네. 왼쪽의 웨딩 촬영 현장입니다. 웨딩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 조미나 리포터입니다. 신랑입니다. 아주 새것들가 이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등이 넓어. 반지를 살짝 만지면서 꼭 쉽게 반지를 꼭 우리 아, 말고 할게 없 아이고, 이쁘다, 그래. 고개 돌려서 아이 컨택도 한번 갈게요 그쵸 녹음돼야 지 얼마나 찍으실 거의 이거 거의 한 3시간 나올 것 같은데요? 위로 아. 아. 아. 계속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거지. <laughs> 그래서 앞에서 찍으시네.